3민의 가족 뭔? 헤이! 창이하네 <laughs> 그치 야 헤이 어? 헤이 뭐? 헤이 헤이 헤이 헤이 뭐? 아니 제발 뭐 하는데 아, 왜? 뭐 아 TV 아니 왜 저... 아 미치겠네 아왜 저러는 거야 아 오늘 왜 저래? 아 김태라 아. <laughs> 不会， <laughs> 不是你怎么拿？